Bismillah, walhamdulillah, wassalatu wassalamu ala rasulillah wa ala alihi wa sahbihi azma'in amma ba'd. assalamu 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 라시다한테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고 좀 한국말로 얘기를 할 건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하는 말은 라시드뿐만 아니라 좀 다른 무슬림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 제가 뭐 제 주제에 제가 뭐 충고를 주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또 이제 같은 개종 무슬림으로서 또 처지를 좀 잘 알잖아요 근데 이제 라시트가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제가 느끼는 이런 생각들, 감정들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라시트가 말했던 게 한국에서 이슬람은 다 비즈니스다 Islam in Korea is all about business 사실 저는 이거를 되게 슬프게 들었어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저는 이게 되게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new revert muslim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한국 무슬림 분들이 한국에서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투를 하셨거든요 뭐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고 그 한국 무슬림들의 그 소위 말해 그 오비들은 정말 그 온갖 핍박과 박해와 이런 거를 싸워서 사실 한국 이슬람을 지켜왔어요 이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 와살람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뭐 KMF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주아 이맘님, 카람킵 형제님, 압둘라 어, 박동신 형제님 정말 수많은 무슬림 형제들이 한국의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이슬람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어, 그리고 뭐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무슨 뭐 무슬림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뭐 이윤을 창출하는 뭐 식당이나 뭐 여행업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나쁜 건가요? 그거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 무슬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는 할랄 돈을 이제 버는 거예요. 무슬림들도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이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진짜 소수의 정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아 한국의 이슬람은 비즈니스다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은 소수의 사람들을 보지 말고 다수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을 좀 먼저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슬람이 범죄를 정당화한다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너무 큰 오해예요 이슬람은요 절대 어,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변호하거나 이런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나쁜 것들로부터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그런 종교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그걸 되풀이한다면 당연히 사고에 우리가 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또 기회를 주시는 게 또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슬람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종교지 절대 나쁜 것들을 옹호하는 종교는 아니다 라는 거를 조금 꼭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 그 부분이 진짜 너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거는 뭐 라시드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슬람 여러분 그 이슬람을 사람한테서 배우시면 안 돼요 아 물론 이제 이맘이나 스컬러한테서 배우는 게 맞지만 그 사람한테서 종교 전체를 배우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뭐 특히 저같이 뭐 유튜버나 뭐 인플루언서한테서 이슬람을 배우면 아, 보우시면안 돼요 진짜 이제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뭔가 좀 영감이 되거나 좋은 것을 받아가셨으면 저야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죠 그렇지만 저는 신도 아니고 무함마드 샬랄라후 알레 와살람 또 아니고 뭐 심지어 학자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완전 완전 제가 뭘 알겠어요 어,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은 완벽하지만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뭐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다른 뭐 무슬림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심지어 뭐 모든 무슬림들도 실수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 또 어떻게 배워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읽는 거예요 reading 꾸란을 읽고 하디스를 읽으세요 여기서 배우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맘을 찾아가서 배우면 돼요 그게 바로 이맘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이슬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이게 우리는 항상 배워야 돼요 하지만 올바른 것들로부터 배워야죠 물론 저도 부족해요 저도 배우고 있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게 너무 아름답고 또 거대한 이런 어, 종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나쁜 코멘트에 집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뭐 라시드 채널도 봤지만 사실 응원한 댓글 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조언해준 댓글도 정말 많았는데 어, 제 생각에는 라시드가 좀 나쁜 코멘트만 좀 많이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를 이제 이슬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샤이탄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당연히 유튜버로서 이런 코멘트 있으면 당연히 압박을 받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면 이런 것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는 오로지 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new 무슬림이니까 또 차근차근 한씩 배워나가면 돼요 이게 뭐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런 센세어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진짜 강한 사람이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이슬람으로 도어라 달라 사실 이렇게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사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형제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할게요 어 제가 또 누누이 말을 하는 거지만 알라는 우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뭐왜 <laughs>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무슬림 형제 자매분들이 어, 라시드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거고 그거를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이런 유튜브를 얻은 명예나 명성이나 뭐 아니면 뭐 인기 이런 것들이 좀 이슬람을 제대로 배우는데 조금 방해가 됐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고 그리고 뭐 너무 나쁜 코멘트들도 많고 이러니까 혼란스럽죠. 저도 이제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슬람을 정말 제대로 어,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하면은 이게 정말 진실된 종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진지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하시, 하고 싶다면은 모든 무슬림 형제 자매들이 도와줄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마민도 언제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고 So I really hope may Allah bless him and guide him again on the right path. 정말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도록 정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슬림들에게 하자 한마디만 또 할게요. <laughs>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는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제 슬렌더링, 백바이팅 아, 이런 험담, 공격 이런 것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이게 진짜 너무 위험한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라시드한테도 너무 지금 많은 악플들이 막 달리고 있는 걸 제가 봤고 뭐 라시드뿐 아니에요 정말 다른 유튜버들 무슬림 유튜버들 정말 많은 지금 백파이팅에 많이 또 시달리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뭐 심지어 뭐 유튜버 인플루언서 분들끼리도 막 서로 공격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세상이 너무 지금 분노로 막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험담이나 이런 남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이슬람에서 너무너무 큰 너무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이거를 멈췄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말 정말 부탁입니다. No more give up, no more slandering, no more backbiting. Please stop this and make the peaceful world. 이제 같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무슬림들끼리만이라도 우리 서로를 좀 용서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누군가한테 뭐 욕을 하고 싶더라도 조금 더 nice하게, soft하게 좀 조언을 주는 그런 정도의 스탠스가 좋지 막 계속 공격하고 이런다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시드한테든 다른 이제 무슨 유튜버한테든 조금 어, 악플 조금만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 라시드도 그 뭐 영상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그냥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유튜버들이라고 대단한 사람들도 절대 아니고 가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뭐 좀 나쁜 길로 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우리끼리 싸우고 헐뜯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May Allah protect us all 아멘 어, 아 맞다 그리고 이 말을 못했는데 그 유튜브라는 게 사실 좀 위험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왜냐면 이제 SNS라는 것도 그렇고 인기라는 게 뭐 올 땐 좋죠 사람들이 막 내 얘기하고 막 어 뭐 너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막 뭐 내가 <laughs> 약간 좀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좀 관심 그거 조금 받는다고 정말 절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뭐 계속 쭉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인기 있으면 뭐예요 어차피 인기는 조금 있으면 시끄러들어요 저도 알아요